사람들 삼촌 건물인데 또 달리 남자는 부산으로 와. 네. 아, 바지 그러면 음료수만 했어요? 아, 아이고 말아봐

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